저 헤더요 <laughs> 전 볼보이요 볼보이 두려워 저 관중이요 엔진의 마음에 계속 골을 넣었어 뭔오 오늘 뭔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웬일이 능글맞아 진짜 <laughs>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고 저희가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 콜미 바이 올 랭귀지 이번 콜미 바이 올 랭귀지 엔하이픈 편의 언어는 바사 인도네시아입니다 Wow.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지금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이승훈 까뭇다오 분이 안 불란 응갑? 이야 이야 이야 미아산냐칸 니누 니누 니누 따삐꺼 악고 등으르냐 love you love you love you 오 러뷰 러뷰 러뷰는 알겠다 기승 구급차 소리는 니누 니누 니누 울리는데 기승을 향한 내 마음은 러뷰 러뷰 러뷰 울려요 아. 구급차 소리 니누 니누라고 하나 매용 매용 매용 매용 매우 매우 고양이 소리? 미양 미 오! 매좀 재밌으라고 해보세톡푸 푸톡 똑똑 뽀득뽀득 부글부글 반짝반짝 고양이 나왔죠? 강아지 강아지 월월 닭 와, 아 뭐야 소리 잘 맞죠? 그러고 보면 비슷하네 또르 배고픈 소리 전화 받을 때 그거예요 또르 또르 또르 또르 엔하이픈 경찰차는 위용 위용 위용 올리는데 저의 마음은 엔진 때문에 띠용띠용띠용 충격받았다 네. 맞아요 Kalau bunyi mobil polisi 엔하이픈 itu 띠용띠용띠용 kalau cinta kami untuk 엔진 부하 끝발라 자디 링링링 오왜 이렇게 잘해 오, 진짜 잘한다 어 투 정원 정원 깔러 카모 자디 수프르 스퍼이어로 오, 오 진짜네 오 superhero. 카모 비사 트박 아쿠마우 자디 아빠 아빠? 자디 히어걸 만약 superhero가 된다면 나는 어떤 히어로가 되고 싶은지 알아? 바로 너의 거 거리요 아 원더우먼 아, 이런 이 정원 g i r 내가 superhero가 된다면 I'm your man 깔로 아쿠 자디 스프로 히로 아쿠 자디냐 I'm your man I'm your man 저는 아이언맨이요 왜냐면 저랑 닮아가지고 심장 두드리면 탕탕 소리 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누워가지고 나비스 라면 끓여줘 <laughs> 이제 아 죽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하려지 않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롤모델이에요? 네. 아이언맨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아 약간 강철처럼 약간 변신하잖아요 즐거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 왜요? 마블 중에서 첫 번째로 본 그 영화거든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스파이더맨 제일 좋아요 아 black black 스파이더맨 오 어, 이렇게까지 오 비슷해 이거 어 그 방패 들고 있었을 때랑 비슷해 이거 이거 뭐. 문득 제이크 어 제이크 제이크와 자켓의 차이점은 뭔 줄 알아? 자켓은 내 몸만 따뜻하게 하고 제이크는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편에 시, 시와도 같네 눈물 날 뻔했죠? 진짜 명훈이다 이분 이름이 니아이 니아이 니아이는 엔진의 이제 닉네임인데 my eyes는 언제나 엔진분들 보고 있습니다 어, 오, 괜찮다 칼러니 아이 아달라나마무 칼로마 아이사냐 아칸 무만당 엔진스 오랑 오랑, 오랑. 제이 형 아니면 성훈형 근데 성훈이 형 기사까지 떴어요 남친 나는 그리고 몸이 좋으니까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제이야 제이 제이야 자연스럽게 탈색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랑 함께 늙어가는 거야 <laughs> 평생 가자는 거 아니야 늙으시면 이제 스스로 뭔가 폭발이 되니까 그쵸 이거 거의 그냥 프로포즈 멘트인데 <laughs> 좋은데? 폭발을 한번 추천해주세요 <laughs> 자연스럽게 흑발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와 함께 젊어지는 거야 마오따오 차라냐 부앗 람부 자디 히탐 끔발리 무문다 부르사마 구 구가 포인트네 흑발이에요 니키는 근데 머리가 진짜 튼튼해요 꿀팁이 있나? 에센스 맨날 음. 바르면은 진짜 너무 머릿결이 좋아져요 네, 그 많이 봤습 할때 자주 들어요. 아, 이행시를 만들어 오시는데 장어면은 장가올래 나, 나한테 하면은 제가 운 띄워주잖아요. 어. 어. 오케이, 약 약간 이런, 이런 식. 선우야, 뽀지가 왜 이렇게 안 터지지? 네가 나타난 뒤로 모든 게 뽀유가 되어서 그런가 봐. 로맨틱하다, 이것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다 다 못 살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거의 이제 뼈같이 저는 중학교 올라와서 스마트폰을 처음 썼어요 와 어, 아, 진짜요? 네. 나 초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그래서 조금 아싸였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2G가 왜 안 터지지? 엔진이 나타나서 2U가 되어서 그런가 봐 D 합해 꾸꺼 2G 가 문출야 아빠 까르나 스카랑 자디냐 2U 니키산 니키. 니키 나는 세계 최악의 골키퍼인니 골키퍼. 네, 너의 사랑에게 자꾸 골을 먹혀 wow. 럽샷 공격수 어때? 최고의 공격수인가 봐 이렇게 엔진의 마음에 계속 골을 넣어서 뭐 그런 오 오늘 뭔가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웬일이 웬글 맞아 진짜 까냐꾸 부마임 드루바이 때 소아냐꾸 술라루 비사 몸무벌 하띠 엔진 스무아 저 헤더요 전 볼보이요 <laughs> 볼보이 주워 <laughs> 저 관중이요 Untuk 성훈 피겨스케이팅 점프의 점수 기준은 싱글 악셀은 1.1 퍼드러플 악셀은 12.5이지만 성훈의 Drunk-Dazed 안무 점수는 10만 점이래 트리플 아, 악셀을 제가 했어요 여기서요? 아 여기서는 안, 안 돼요 더블은 할수 있긴 한데 보여줘 보여줘 l e t 갈게요. 와. 올 때마다 멋있어 나의 Drunk-Dazed 안무 점수가 10만 점인 이유는 회사의 응원 점수가 100만 점이어서 그래 알라산 꼬레요 라구인이 스라토스 리브 카르나 포인 두구와 다리 깔리아니뚜 사투 주타 포인 전체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세상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내 우울한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줬으니까 엔하이픈 고마워요 Wow. 와 되게 말 잘하시네요 저희 가사 좀 써주세요 한, 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유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마지막 멘트가 마음에 좀와닿던것 같아요 되게 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엔진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해외로 아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전 세계에 계신 엔진분들이 딱 이렇게 대, 통합돼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